경찰에 네,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.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. 북한 어린이 돕기 대북 보건의료 지원을 보면 대북 직접 지원 사업이